전부 새끼 백지심 아까 그거 큰 용 그거 연을 거는 거 그 새끼 백지심 내 상면 내고 어제 아래부터 사살한다 얼마나 오래까지 밥물 잘안 오더라 또밥 늦게 와가 못 가고 Thank you. thank you 전부 새끼 백지 마. 아까 그거 큰형 그거 연어거는 거 그 새끼 백지 내 상는 애가 어제 아래부터 사살았다 얼마나 오래까지 밥물 잘안 오더라고 또밥 늦게 와가 못 가고 새끼 나 질보고 뭐 없어 그 새끼 한 마리 있는 그거는 또 기관만만 먹어가 물었는가 기관이 빈도 없지 그때 한 마리 죽었고 중한 고양이들 수컷들은 다 나가붙잖아요 그죠? 수컷들은 그거 하 중간 고양 수컷들은 나가붙는 거 없고 이 박스 이어가 딱 나면 지물 가쁘지 뭐 이제는 안 돼. 저 키우면 키우고 많이 처음엔 잘 키우게 이제 못 키우네 시킨 거그걸딱묶어가지키우 요거 이제 오세요. 하우스는 닭이 나네, 안 와요. 고양이 요 예전에 그런 개값수 많이 왔네요. 개 많았지. 그러니까 이 우리는 모르는데 딱 떨어져서 자이 그 층에서 막 죽는다고 고양이들이 개하더라 개들아 막 진다. 그 내봐두면 개가 몇 마리 와가지고. 그러고또 문 닫아요. 원 뭐가 오는지 우리 안 일로 하다 뜨거 일로 뛰 나가고 어떨 못 보고 걔도 큰거 천지라 집에 먹겠다가 몸이 그까지 들고 걸고 들 거야 물가 있어도 탁 와요 송아지 많은 게 있거든 걸려 들어왔던 데가 막 붙여버려 그런 게 엄마는 고양이도 들또 깜짝 놀네 큰거 모르실 건데 뭐 짐작을 미겠다 막 그걸 갖다 삐기야 야는 저 밖에 입구에 잘 안 나가요 나가면 징계해 주는데 뭐 저거 배안 고픈데 밥을 주고 하있니안 나가지 안 그러면 금방 징계 주고 부르쳐가면 도로가요 도로가요 요새 고양이들 징계 죽더라고 그다구는 거 내가 밖에를 저가면 뭔가 그래 나가면 죽는다 얼쑥 빠져가지고잘뺏겠지도 몰라 지가 잡으면 옛날에는 지가 있어가 지 잡으라고 나나 지금 지도 안 잡고요 지도 뭐 있는데 없는데 알겠는 게 없는데 절대 지 안 잡는다 큰 놈은 줄 수도 없고 그래 새끼 때는 누가 가져가는데 뭐 이 사람들도 어제는 고양이 천지 가져가다니 지금 미견들 미겠다 뭐, 뭐 병들 죽으면 심하게 그지 뭐야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지요